자,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광합성균 좋다, 질소가 좀 거충인데 이거 몇 개씩 골라 쓰는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럼 토양의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작물에게 해가 된단 말입니다. 왜 자연에 70% 산이 있고 더 완벽한 부엽토가 있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를 쓰라고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성소기를 말씀드렸잖 유익한 균도 적당한 선을 넣으면 독이 된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 미생물을 갖다가 함부로 쓰는 건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따라하십니다. 미생물의 균형은 영양의 균형이 되고 미생물의 다양성은 영양의 다양성이 된다. 여러분, 나는 그래요. 업자를 싫어, 무조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민도 돈 벌게 해주면서 나도 돈을 벌어야죠.